빵 4개랑요 네. 팥으로 된 거 만원짜리 21개요? 네네 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회장 고마워 No worries VN3 이거 진짜 맛있네. 음. 이상하다 뭐죠? 어? 아 저런 얘기 눈물 나겠다 왜 이렇게 매워? 그 정도로 맵다고? 그럼 안 되는데? 음 이거 진짜 맛있다 그지? 음. 음. 대박이다 이거 치즈 대박이다. 그지? 응. 다르지? 그리고 그 치즈 냄새가 나는데? 그, 그, 그런 냄새? 왜요? 이거 오뎅 오랜만이다. 왜요? 진짜 대박이다 엽떡이랑 비교했을 때 엽떡이랑 비교했을 때 맛? 응 뭔가 간이 좀 약해 국물떡볶이라 그런가? 국물이랑 먹어야 돼 어, 근데 뭔가 좀 다른 맛이야 다른 색깔 너무 시원했다 그치? 아 이게 알리오려고 봉골레 이거구나 봉골레? 아 뭐 먹지? 고민된다 그 다른 분이랑 자주 먹으니까 로제 먹어봐 그럼 이거 한번 도자 내가 로제? 이랑 진짜 봉골레 이리따 아니면 고로곤졸라 넌 고로곤졸라 먹고 싶어 음.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고로곤졸라 시키고 양도 되게 많아

엄청 편해 어 얘도 예쁜데? 아 얘가 더 예쁜 것 같아 <laughs> 면 떼고 난 다 먹어 었 그래? 이거 뭐야? 어묵이야? 그럼 아니 두부 아니야? 두부야? 인정 인정 당면 대추 많아야 되는 거 그지? 어. 거야? 봄인데 두부 추가할까나 달콤 추가할까나 하나하나 먹으면 되지 음. 대박 바보냐? 그 생각 못했네 만원어 주세요 이 1, 2, 3번이 있거든요 2번 2번으로 드릴까요? 네 아... 뭘로 할까? 큰 걸로 해야지 맛있는 걸로 아. 어,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설탕이 적당히 뿌려져 있으면서 어. 감이 적당히 보이는 있으면서? 따로 포장해 놓으려고 해 그래 너 아무것도 사봐 나 크로아상 좋아하는데 이거 사볼까?